더블로 가. 아저 머리카락이 없지. 삼촌, 나, 나, 나, 잡았죠? 쭉 날라가서 정글 차이봐 진짜 와 와 뭐야 뭐야 뭐야